fun house 설레임을 향해 다시 심장의 시동을 걸고 booming Pedal to the metal like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oy see you later 나 한번 볼까? 그대로 봐, 그대로 봐. 다음 포인트 분홍색이 그것도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가 제일 예쁜 핑크예요 핫핑크 아니야 베이비 핑크 이, 이 핑크 예쁘잖아요 이제 끝나 제니를 맞은 거는 说你不想，你很想，到头来尝一尝。 2번 군바야. 예! 땡. 네. 아, 어, 아, 맞아요. 아. 최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. 다시 확인해 주세요. 아니 이 땡. 네. 아, 어, 아, 맞아요. 최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. 다시 확인해 주세요. Oeste, mas não saiu mais do lugar. Depois que veio até aqui, chegamos aqui, e depois disso temos aqui, ó. Trouxeram nós para cá, não, já vai chegar, já vai chegar, até agora. É! Isso aqui é uma porcaria que não merda nenhuma. Desculpe.